네네, 1번. 아, 그냥 아. 모았어. 그거는 색감 찍지. 都忙 화장실이 빨리빨리 안 마르니까 인형은 좀 그렇지 그래 어차피 이게 음. 이거야 그래 맞아 근데 그 요거는 참소기가 힘들잖아 물로 한번 씻으면 되지 않을까? 그렇긴 하고 막 어, 사슴 뿔 날라갔어 <laughs> 어 이쪽이니까 안 됐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되게 바스락걸. 어. 이것만 소리 나네? 가? 아니 동영상 찍어 그래서 여름에는 가지고 그러면 골로 가 아니요 그냥 이거는 랜덤이에요 랜덤이요 이름만 갈수 있고 한편은 이거 먹어보는 딱 하면 유계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고기 냄새가 있 이거 약간 흑돼지야 이거 안 없대 약간 하나 없대 மூணு Bye. xuống em ạ với nhau là trong tiếng việt thì em nghĩ là không có từ chắc là không có từ cái này 벼락치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신청 찍어줘. 비료는 흔들어야 되는 거야, 이거? 언제 길해야 될까요? 나만 이거 되죠? 그래서 어저께 그랬죠.